Capture Zone A. 나이스. 먹을게요. A 제가 막고 있을게요. B 아무도 안 와. C, c 대한 저 정리할게요. 오케이. 건대기 맞아 오케이 okay. 베이트원 갈게요 B 하면 뭐하래? 오버 이거 저 뺄게요 네. 아이 Thank you.